치킨을 먹어볼까 비싼 치본 스테이크 실시간 아닌데 BBQ 먹어볼까 황금 올리브 닭다리반 시켰지 오랜만에 먹는 BBQ 설레 아이고 맛있겠다 홈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! <laughs> 갈까요 그러면? 이야 이야 뭔가 애매한데 잠깐만요 됐다 어때요? 괜찮, 괜찮나요 이거? 야 훌륭? 좋아 좋아 아, 구조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구조인데 잘 쌓아볼게요 황홀 먹을 때 막 떨어뜨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요 이렇게 순서대로 먹으면 왠지 그게 딱 맞을 것 같지 않아요? 고소한 거 먹고 적당히 달달할 것 같은 거 먹고 매콤한 거 먹었다가 후라이드로 입가심하고 양념치킨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후추가 가운데 몰려있다 얘는 아, 맛있다. 이거 괜찮은데요? 잠깐만, 이거 얼마지? 하나5 0원 이야, 5 0원 잠깐만. 아 그래 얘기를 해보죠 야 이거 맛은 있어 얘 소금구이는 맛있거든요 에어프라이어에 닭다리를 구웠는데 그 닭다리 속에 염지가 잘 돼서 간이 잘 배 있는 겨 그래서 어딜 먹어도 적절한 그 짭조름함에 간이 좋아 살도 넓적다리살이 같이 붙어 있어서 마구마구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가격이 5,000원인 거지 그러면은 자메이카가 자메이카도 하나에 한 5천원 정도 하잖아요 같은 <laughs> 가격인데 얘는 후추만 뿌려져 있고 걔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잖아요 집에서 만들 수 없는 그래서 가성비 쪽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거 있고 두 번째 갑시다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저는 얘가 되게 궁금했어요 바질 고가로 출시한 이유가 치킨을 넘어서 요리화 시키겠다 약간 이래서 이제 좀 비싸도 맛있게 뭐 이렇게 그만한 값어치를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요두 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비주얼은 어, 장난 아니다 얘가 나쁘지 않거든요 음, 제 먹어보니까 소스는 괜찮거든요 근데 닭에 염지가 세게 돼 있어서 안 어울려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약간 그런 느낌? 아 너무 평가 잘하는데? 아, <laughs> 좀 더 이렇게 담백했으면 훨씬 잘 어울렸을 것 같아 얘는 뭐 칠리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얘가 비주얼은 끝장나요 이거 뭐와 이야 다리살이 촉촉해서 좋네 요 보이시나요? 촉촉 촉촉 보들보들 자메이카보다 살짝 더 매콤한 게 추가된 정도에서 뭐 뭔가 엄, 큰 그런 변화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, 바질 아까 여쭤보셨는데 바질 향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바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드실 것 같은데 이 닭에 염지된 거랑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약간 그런 거고 얘는 약간 매콤한 자메이카다 그 정도? 근데 아 이게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그래 어. 이제 3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시켜먹다 보면 어? 치킨에 3만원 태울 수 있지?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그 다음은 후라이드도 2만원 지금 막 18,000원, 16,000원 이런데 후라이드도 2만원 되고 양념치킨 막 22,000원 되고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거기에 전초전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괜찮게 먹었습니다 황홀 가시죠 황홀 사실 황홀이 먹고 싶었어 어, 보여요 지금? 야 이게 바로 황홀 튀김. 이 야. 표장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. 야, 이거. 저도 먹으면서 느꼈어요. 역시 양념은 멕시카나 아니 이게 아니 먹거나 먹으면서 느꼈다니까 이야 이게 표정에서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얘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먹고 음 막 이렇게 <laughs> 먹었는데 한 입 딱 무니까 저도 참을 수 없는 그 약간 웃음이 이렇게 빡 나와가지고 야 역시 맛있는 것과 어 이렇게 다르구나 비주얼은 약간 녹색이긴 한데 아 황홀을 100으로 두고 치본 스테이크는 어느 정도일까요? 일단은 황홀이 100이라면 얘네는 한 40 정도? <laughs>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았나요? 공감? 어 공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, 이렇게 한입 크게 크게 베어보세 이렇게 자 여기 여기 두툼한 곳으로 아 절절